일도 없었던 것처럼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와차 왜 이렇게 빨개?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내 거야 이거 타고 다니면 어떡해 이것도 인정 안 되겠다 아깝다 내가 바로 이, 내가 운전석으로 옮겼으면 됐는데 <laughs> 총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있어도 썸네일 각인데 차를 뺏겨가지고 선생님 요새 샷건 있나요? 총이 왜 그러시죠 키에 <laughs> 샷건을 좋아서 드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데 샷건밖에 없었어요 발소리 그 뭐야? 뭐 하는 거지? 어, 그러네. <clears throat> 아, 아, 아.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다시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 쉬어 아까 내차주 아니야? 왜 저러고 다니는 거지? 자기 싸달라고 그러는거 멀어지는 빗물과 하나 둘셋넷 다섯 카메라 헷갈린 것 같은데 아우 까비 아우 까비 M16 단발 실화냐 아우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 단발 왜 이렇게 느리냐고 단발 느려 원래 느려 허얘 <gasps> 뭐야 너 뭐야 정체가 뭐야 뭐야 뭐 어디서 파밍하고 왔어 미안해. 어 사람. 엠포로 엠포 개못어 <laughs> 구독? 괜히 쏘면 쟤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네? 자리 잡아야겠는데? 뚝배기도 없는데? 아, 버기 있다. 이렇게 소리 끄고 가면 안 되는데. 근데 시청자분들 귀 아플까 봐. 아차 까먹었다 <laughs> 아 이거 안돼 이거 이 미션 너무 어려워 차 타고 가다가 리드샷 맞으니까 내가 계속 까먹어 어 플레어 술은 양념을 불러서 도로로 다녀야 된다니 자 유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? 그 내가 돌에 딱 떨어져서 다행이다. 로또 번호는 진짜 어려워. 저거는 거의 어! 어! 도로 도로가 없어. 그래 길 맞지? 이거 길 가도 는 거지? 비보장도로. <laughs> 아 뭔가 밟으면 뭐, 안 되는 느낌이 나서. 너무 옵션이 너무 극단적으로 끊겨 있어가지고 내가 놀랬어 <laughs>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출발 안 하면 미래가 없다 잊지 말아주세요 소중한 거예요 허, 아, 여기도 왜 자꾸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안돼 아, 네, 차를 버릴 때 같다 뭘쓸때 낚시를 한다고 이 고수 이런 개잘하잖아 와잘 썼다 나 그냥 병 무시하고 쌌거든 벽이 <laughs> 없다 생각보다는데 이걸 다 맞네 망했나 개집에 하나 오이 어, 자리 너무 좋은데? 세명 세명인데 어딜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나 자네 자기장 내 건데? 치킨각 나 원 걸쳐 어, 아, 어디 돌 쏘네 여기 있네 와라 야 덤벼 <laughs>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치? 아. <laughs> 아 너무 너무 쉽게 먹었다 어떡하지? 와.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쉽게 깨가지고.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로라미씨 보로라미씨 보로라미씨